여러분들 라인하트하고 자이, 자이, 자리야 예, 또 2탄입니다 누가 이 둘을 싫어할 수가 있, 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사랑해야죠 그쵸? 와 이겁니다 자리야 and 라인하트 is love 오케이 밤에 누구십니다